엑셀은 기본적으로 1이라고 쓰면 1이 쓰입니다. 근데 소수점 자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1을 쓰면 자동으로 0.01이 입력되게 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누르고 옵션 고급에서 소수점 자동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소수점 위치를 2라고 입력합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고 1이라고 쓰면 자동으로 0.1이 됩니다. 100을 쓰면 1이 되고 150, 00을 쓰면 150이 되겠죠. 그리고 1, 2, 3, 4, 5, 6, 7, 8을 쓰면 자동으로 소수점 자리는 사라집니다.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싶다면 파일, 옵션, 고급에서 소수점 자동 삽입 체크를 해제하면 됩니다.